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신규 확장팩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는 제목의 이번 티저는 승자를 골리는 바로 너! 라고 하며 마무리되고 11월 2일 블리즈컨에서 확장팩이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블리즈컨에서 공개되는 하스스톤 관련 소식을 하스펀에서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하이라이트 외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스 소식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도 다양한 하스스톤 스트리머들의 재밌는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 요, 요, 요거를 먼저 보자 그래. 오. 으악! 으악!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요구 쓰렸어! 어떤 놈이야! 누구야! 제발! 제발! 제발! 난! 오! 으, 오! 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나오십시오, 부분. 나탄다 씨발 왜 불이 다 꺼졌냐? 왜 불이 다 꺼졌어? 어오 이건 좋아 막날카롭다고 오! 미쳤다! 그래서 여기 배치라고 진아! 진압 당하고 싶은 사람 너? 이또 해. 소충이 하면은 난로이였다고요? 왜, 왜 리로이는 안 나오고 난로이야? 6호가 돼서? 아 지면 하는데 안 졌네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나 쌍욕할 뻔한 거 알아? <laughs> 나 지금 개당황했어 순간 순간 뭐지? 어 분명 분명 이거 용폭인데 하고 지금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미쳤나 일단 제피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몰라 없어 답이 없어 제피다 너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나 이거 한 번 더 쓸게 야 <laughs> 아, 아이 씨 X겠다 <laughs> 다음 턴을 생각해서 좀 나. <laughs> 아 이거 미친새끼 아니야 일만 남았다 일만 남았줘 또라이 아니야 이거 남재필 미리미리 주던데 부자까지 씨. 힐도 미리 주더라 이 새끼야 남의 집 재필 이 새끼야 저 보고 배워 맨날 나만 그래 영능 부엌이라고? 그래 싸느라고 음 나도 놀라워 근데 조용히 해줘 너, 내, 나의 놀라운 마음은 투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12시야 알겠지? 아! 튀어 야 제발 blood. 제발 blood 나와봐 제발 blood! 일로 나와봐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blood에 죽잖아 근데 이건 blood에 안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하 얘 나온 애가 죽은 거봐 개웃겨 <laughs> 아 와 진짜 와 아니 와나 아, 진짜 운 뒤지게 없네. 아니, 하나 죽으면은. 난투 썼는데 살면 돼. 누조스가 살면 돼. 난 믿어, 난 믿어, 난 믿어, 믿을 수 있어. 카드를 믿어.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얘 왜 턴이 두 번 진행됐어요 여러분? 얘 왜 턴이 두 번 진행됐어요? 내가 잘못 봤나? 내 턴은? 내 턴 어디 갔어 요 여러분? 내가 언제 턴종을 눌렀어요 <laughs> 내가 언제 턴종을 눌렀냐고 내가 미쳤다고 턴종을 눌러요 와우 하자고? 와우 하자고요? 에이 지 WoW는 개 WoW 저 마라우동까지 했거든요? 집에서? 역시 전통의 갓겜 카드겜 본좌 솔직히 말씀드리면 Hearthstone만큼 혁명을 일으킨 카드게임이 없었고 이게 넥서스 때리... 아니 아니